나와야 먹지. 찍고 야, 내 뭐해? 왜 그래 페퍼 또 니가 와너 또 <laughs> 나간다고 하기만 해 거지? 이거 김치찌개예요. 페퍼는? 페퍼는? Thank you. 저는 안겨가요 무서워요 가하야 가자고 얘네가 <laughs> 더 쳐다봐 <laughs> 지나갈게 페퍼야 너한테 가는데? 페퍼야 너한테 가는데? 그 공이 공이 어디 있을까? 그 공을 내가 아까 봤어. <laughs> 이거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면